정말 마음 편하게 이건 꼭 필요하고 이건 도 필요하고 드시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꾸로 네, 거꾸로 이렇게 카메라 기다렸다가 요 우리는 오늘, 오늘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게? 함께 가시죠. 가. 나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, 버려. 돌려, 돌려, 돌려, 그렇지. 어떻게 많이 나와? 크게 잡아야 돼. 나 벗는다.